상쾌한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양치를 하고 눈곱을 뗀 다음 오늘 날짜를 확인 It's my birthday yeah, yeah, yeah. 아침밥은 엄마표 미역국 타임라인에는 메시지가 축하국 카톡은 쌓여있어 cause It's my birthday yeah, yeah.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허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허내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들 허 같이 음악하는 래퍼 친구들 허 모두에게 감사하며 살아멜 그대들의 선행을 잊지 않을게 그대들 덕분에 내가 있기에 조금 오글거리지만 사랑해 오늘은 정말로 기쁜 날 모두 모여서 파리 all n 선물 시 줘도 된다 임마 지금만큼은 나의 시간이야 맞다 오늘의 주인공 납쇼 가족 친구들 모두 고마워 thanks all. 607 October second. 오늘의 주인공 세톤 It's my birthday 하루 종일 놀래 오늘 할 일은 저리로 잠깐 치어 cause It's my birthday It's my birthday 하루 종일 놀래 오늘 할 일은 저리로 잠깐 쳐커스 It's my birthday It's my birthday 모두 나를 celebrate 생일이었음 everyday 감사하지 매일 2021 October 2nd Saturday It is Saturn Say 모두 모여 내 집에 친구들을 불러 마 맛있는 거 시켜 나 한 대 맞춰 생일빵 아우 아파 포장지로 둘러싼 선물은 쌓여질까 모른 날 이거 추억으로 남게 될 거야 What 참 다양한 present 오늘 우리 하루 종일 뭐하고 놀래 에이 닌텐도 스위치하고 놀래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전부 다 해주신대 허 너네가 평소에 나 10턴이나 놀리지만 중등 래퍼 곡을 따라 부르면 놀리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좋은 친구들이야 마석 친구들은 절대 안 해질 거야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허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허내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들 허 같이 음악하는 래퍼 친구들 허 모두에게 감사하며 살아 매 그대들의 선행을 잊지 않을게 그대들 덕분에 내가 있기에 조금 오글거리지만 살아 사랑해 오늘은 정말로 기쁜 날 모두 모여서 파리 all night 선물 안 줘도 된다 임마 지금만큼은 나의 시간이야 마탐 오늘의 주인공 랍쇼 가족 친구들 모두 고마워 thanks all 2007 옥트블 세컨 오늘의 주인공 세턴 It's my birthday 하루 종일 놀래 오늘 할 일은 처리로 잠깐 쳐커스 It's my birthday It's my birthday 하루 종일 놀래 오늘 할 일은 처리로 잠깐 쳐 Cause It's my birthday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허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허내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들 허 같이 음악하는 래퍼 친구들 허 반드시 래퍼 되어 돌아올게 내가 감사했던 만큼 감사하게 줄게 5115일 동안 내게 줬던 사랑을 내가 모두에게 넘치도록 줄게 오늘은 정말로 기쁜 날 모두 모여서 파리 올 l l n 선물 날 줘도 된다 임마 지금만큼은 나의 시간이야 맞다 오늘의 주인공 납쇼 나족 친구들 모두 고마워 thanks all 수공지 옥트브 세컨 오늘의 주인공 세턴 It's my birthday 하루 종일 놀래 오늘 할 일은 처리로 잠깐 쳐 c a u It's my birthday It's my birthday 하루 종일 놀래 할 일은 처리로 잠깐 쳐 cause It's my birthday